요즘 들어 먹어도 먹어도 왜 자꾸 먹고 싶지 하고 달력을 보니 그날이 다가오기 일주일 전입니다 한 달에 4분의 1이나 차지하는 이 PMS 기간 이때를 잘 보내야 지속적인 체중 감량과 몸의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나는 꼭 잘하다가 그날이 다가오면 무너진다 하는 분들은 오늘의 영상 주목해주세요 그날이 다가올 때 딱 이 세 가지만 챙기면 폭식, 우울감, 체중 증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. 안녕. 저는 예전에는 PMS 기간만 다가오면 폭식하고 과식하고 많이 먹으니까 컨디션 떨어져서 생리는 더 미뤄지고 늘어지고 과식하는 날이 더 길어지니까 살은 더 찌고 앞에 잘 관리해왔던 거 다 도루묵시키고 사실 뭐 거의 PMS 기간이랑 그날에 찐 살을 그 다음에 빼고 나면 다시 PMS 기간 돌입하고 스트레스 받고 찌고 빼고를 반복하던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날이 다가와도 오 그날이 다가오는구나 하고 평소 보내던 컨디션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좋은 컨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제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하고요. 무엇보다 한 달에 4분의 1을 스트레스 받으며 지내던 것이 사라지니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아졌어요. 우리 지킴이 분들도 딱 이 세 가지만 챙기면 지금의 저처럼 그날이 다가와도 끄떡없이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세 가지 방법 바로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, 일단 무조건 변비 잡기를 최우선으로 챙기기 그날이 다가올 땐 신체 변화로 인해 평소에 변비가 없던 사람도 화장실을 못 가기 시작합니다 안 먹어도 붓고 답답하고 살찌는 느낌이 들죠 우리 몸이 가벼우면 탄력을 받아서 계속 잘 관리하는 패턴으로 살게 되는데 한 번 이 무겁고 살찐 느낌이 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살찌는 날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몸의 순환이 더 안 되고 배출을 더 싫어하는 이 시기엔 그 어떤 타이트한 식단, 운동 이런 것 것보다 빨리빨리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내 몸을 도와줘야 돼요 하루 물 2리터 마시기 충분히 걷기는 당연하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아침에 유산균 챙겨 먹기 아랫배 찜질하기 자기 전에 복부 마사지 해주기 유산균은 간단하게 포나 알약으로 된 것을 챙겨 먹어도 좋고요 이런 게 없다면 그날이 다가오는 기간만큼은 오전 중에 그릭 요거트 같은 요거트를 한 컵씩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장이 굳지 않고 충분히 운동할 수 있도록 아랫배 찜질을 틈틈이 해주 해주면 좋은데 그냥 거창한 거 없이 저는 오전 중에 아랫배 부근에 핫팩을 붙이고 출동합니다. 이걸로 충분해요. 그리고 복부 마사지. 우리는 일상 속에 이렇게 안고 숙이고 말다 보면 복부가 계속 긴장되고 복부 속에 있는 소화기 근육도 계속 압박을 받습니다. 평소엔 이 정도 압박으로도 화장실을 잘 가던 우리 몸이 그날 중에는 더 힘들어하니 이 압박받은 복부를 자기 전에 계속 충분히 풀어주면 화장실 가는데 훨씬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. 복부 마사지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 그냥 폼롤러를 두고 엎드려서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다려 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손으로 갈비뼈 아래 골반 위 이렇게 뼈가 닿지 않는 복부의 모든 부분을 눌려줘요 이렇게 눌려주면 내가 특히 곧고 불편한 부위가 뻐근하고 기분 나쁘고 아프거든요 그런 부위를 딱 잡아내서 계속 이렇게 호흡하면서 풀어내줍니다. 이렇게 풀다 보면 다음날이 아니라 그 저녁에 화장실을 시원하게 가고 주무실 수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, 하루에 두 먹기, 내가 먹고 싶은 메뉴 잘 차려서 맛있게 먹기 이때는 평소보다 식욕이 늘어나는 시기라 자칫 잘못 눌렸다가는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속 빼야지 잘 빼야지 더 빼야지 라는 생각보다 잘 먹어야지 먹고 싶은 거 맛있게 먹어야지 스트레스 안 받아야지에 최우선으로 집중해 주세요 평소에가 감량 기간이었다면 지금은 스트레스 안 받는 유지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때는 매운 것도 당기고 짠 것도 당기고 단 것도 당기니까 점심 저녁 이렇게 이렇 도끼 내가 정말 먹고 싶은 메뉴 한 상 차림을 해서 맛있게 드셔주세요 어떤 메뉴든 관계없고 한 끼에 1인분만 넘기지 않으면 정말 살찌지 않으니까 참다 참다 폭식하거나 지속적으로 달고 뭘 먹기보다 점심에 나 불닭볶음면 저녁에나 순대국밥 이렇게 내가 진짜 먹고 싶은 메뉴를 지정해서 잘 챙겨 드셔보세요 한 가지 팁은 내가 식욕이 불안정해서 자유 메뉴를 그렇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을 것 같다 하는 분들은 피자, 닭볶음탕처럼 양 조절이 잘 안 되는 메뉴보다 것보다 1인분으로 살 수 있는 메뉴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끼 패턴이 어렵다는 분들은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요거트, 과일, 샐러드처럼 건강식을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, 내 몸에 붓기를 쏙 빼줄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챙겨주라 붓기 빠르게 쏙 빼주는 운동 루틴은 걷기 20분 후에 복근 운동 10분, 종아리 스트레칭 한 세트예요 우선 하루 걷기 20분은 요때는 아무리 잘 관리해도 기분이 우울해지는데 기분이 우울해졌을 때는 억지로 기분이 좋아지려고 하고 하거나 그 우울한 기분에 빠져 있어서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. 이런 생각을 잠시 패스하고 일단 걷다 보면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져요.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은 내각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가지 팁은 내가 자꾸 기분이 안 좋으면 아왜 기분이 안 좋을까 라고 생각해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한번 걸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전신 붓기를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우위가 종아리와 복부예요. 우리 몸의 순환과 가장 직결된 부위입니다. 늘어지고 굳은 복부는 분들은 코 운동을 통해 열을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. 단단하게 굳어있는 종아리는 스트레칭, 마사지를 통해서 빨리빨리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. 그동안 그날이 다가오면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? 라고 많이 문의를 주셨는데 다른 부위 운동 다양하게 안 챙겨도 좋으니 하루 걷기 20분 혹은 5천보 채우기, 코어 운동 아무거나 한 세트, 종아리 스트레칭 한 세트 이렇게만 챙겨주시면 정말 충분합니다. 자, 오늘의 팁 3가지 어떠셨나요? 내가 마음이 급하고 최대한 빨리 빨리 감량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요 시기에는 스트레스 없기, 내 몸 편안하게 잘 보내기를 목표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날이 다가올 때 그날 중에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가 나는 이 기간에는 항상 살이 찌는 사람이야 폭식하고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날에 무너졌던 건 우리 탓이 아니라 환경 탓입니다 더 어려워지는 환경에 내 몸을 더 억압하는 것이 아닌 내 몸을 다독여주면 누구나 특히나 스트레스 받는 PMS 기간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. 지킴 여러분 제가 유튜브 영상을 18년 12월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지금이 벌써 22년 12월이니까 딱 제가 4년차가 되었어요 저희가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할수 있는 것은 모두 지킴이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3년에도 늘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해 우리 지킴이 분들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과정에 나도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자기관리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